토토 Are you hungry? 타타 타타 어 이미 앉았네 앉아 앉아 어 잘했어 앉아 앉아 앉아 앉아. 그치? 곰토토 배고파 베타 배가 많이 고파? 이곧 나오겠다 두 마리가 같이 자지 않나? 우리 이웃